피냐 콜라다 아코 세배 너의 피부색처럼 드립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 오니 모습에 나는 드립 나는 드립 피냐 콜라다 모습은 너의 피부색처럼 dripping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 오니 모습에 나는 tripping 나는 tripping 옐로핀의 콜라다 말보다 헤네시의 콜라타 우리 취향은 너무나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한 스타일 너는 좀 단정한 애 같아 나를 만나고서 달라져 힙한 말 둘을 따라하는 게 cute like pie 동그란 볼살은 빵 같아 I don't know about a lot of things 아직도 I'm young and free All these girls still talk to me 어, 날 집어 관심 없지 Cause you got that yellow skin 불 내차 안에서 하자 kiss 한색의 바리 안에 숨겨놓은 라인 나의 only one 바지를 내려난 우리 엄마가 들으면 안 되지만 네가 들으면 해서 난 라임을 따 이번 여름에 마셨던 술은 다 너를 보기 전에 니나 버드카 내년 여름에 나 피냐콜라다 내 옆에 냐콜라다 아코 세배 너의 피부색처럼 드립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 호스래 나는 trippin' 나는 trippin' 자기야 나를 좀 봐봐 아무리 그래도 취하면 곤란해 드링크에 피나 콜라다 맘에 안 들어도 마지막 자리야 잠시만 나가서 걷자 오늘이 아마도 여름의 마지막 밤이야 지나갈 가슴 조금은 가슴에 담고서 우리의 추억을 만들자 I'm so fucking honest man 이 감성적이야 왜 이리 너 말하고 싶어 I love you 말하고 싶어서 love you 다시 한 번 더 love you 이 여름에 끝자락에 내게 말해 내일도 나는 아니 영원을 I promise you 다시 한 번 더 I love you 그 웃음에 나는 fall in love with you 알코올이 빛보색처럼 dripping yeah, yeah. 핸드폰에 비친 이냐 콜라다 아코 세배 너의 피부색처럼 드립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 오니 모습에 나는 드립 나는 드립해 냐 콜라다 아코 세배 너의 피부색처럼 드립 지금 내 핸드폰에 비친 오니 모습에 나는 trippin' 옐로핀에 콜라다 말고는 헤네시에 콜라타 우리 창은 너무나 달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힙한 스타일 너는 좀 단정한 애 같아 나를 만나고서 달라져 힙한 말 둘을 따라하는 게 cool like pie 동그란 볼살은 빵 같아 I don't know about a lot of things 아직도 I'm young and free All these girls don't talk to me or 날 집어 관심 없지 Cause you got that yellow skin 햇살에는 하얀 skin so calm and sit in and as a hajak kiss. Hand take your body and it's shouldn't get online. I only want but you